안녕하세요 한국천민 한천입니다 자 오늘은 떡갈비 준비했습니다 떡갈비와 밥 그리고 요거는 양파예요 양파, 케찹 그리고 여기 물이 있어요 자이 떡갈비는 크기가 아주 커서 대왕 떡갈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 아마 제 얼굴보다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일단 이 크기를 보여드리자면 와 이건 진짜 역대급 떡갈비예요 자 이건 양파인데 제 여기서 밥을 어떻게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평범하게 이제 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으면 음 너무 평범해서 손으로 먹으려고 수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약간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 깨끗이 씻었고요 음, 컨셉이니까 재밌게 맛있게 봐주세요 제가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크기가 이만해요 이거 진짜 크다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손바닥 내 손바닥 크기랑 비슷해요